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맥놈 아몬더랑 맥놈 클래식 누델라 몰드저스 구구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물하나 하나 Thank you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